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이제 나는 돌아설게 억지로 붙들고 인연이라면서 괴롭히지는 하지 않을게 혹시 하는 마음도 포기하고 갈게 이제 편히 잘 지내 那。